사원인데요 기장을 줄일 거예요 기장을 이만큼 줄이고 손의 기장도 이만큼 줄이고 어깨도 약 2cm 정도 줄이고요 손은 그대로 가고요 15mm 쪽으로 이렇게 이만큼 줄여주겠습니다 기장을 이만큼 줄인다는 거죠 부장을 줄일 거예요. 부장을 이만큼 이렇게 줄이고 손의 기장도 이만큼 이렇게 줄 거예요. 어깨도 약간 2cm 정도 이렇게 줄이고요. 손은 그대로 가고요. 15도 옆쪽을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기장을 이만큼 줄인다는 거죠. 오늘은 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입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옷을 이렇게 이 옷을 거칠 거예요 밑단하고 기장 소매 기장 어깨품 이옷은 선물 받았대요 그래서 이 옷을 안 입을 수가 없어서 4호짜리인데 여기부터 작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어깨에 붙어 있어요. 뜯어봐야겠지만 알 기장을 한다는 줄일 거니까 일단은 빼고요. 일단은 10월부터 뜯어내야 되겠죠. 일단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뜯어야 되겠죠. 집어넣을 거니까. 많이 뜯으면 노루발이 갈 수가 없잖아요. 조심해서 최대한 안 뜯어가지고 빼내기만 하면 됩니다. 3메라를 끼워내야 되는데 이거니까 섬유 기장을 한달을 줄여야 되는데 섬유 기장을 적어놨거든요 섬유 기장이 2 5분에 25면 분 얼마나 줄여주면 섬유 기장이 25분 이거 23밖에 안 되고요 바늘을 박았습니까 얼마 안 줘도 되거든요. 한 1인치 반 정도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삼미기장은 별수 있으면 이쪽에서 줄이는 거예요. 여기서 줄르면 일이 많으니까. 어깨는 약간 들여봤고요. 밑에는 안 들여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사진을 봤더니.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됩니까? 소매를. 소매장은 밑으로 줄여야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소매장을 밑으로 줄이기 때문에 시보리만 줄여도 되는 거 시보리가 너무 늦잖아요 1인치 뭐 반이면 여기서 1인치 여기서 한 1인치 뭐 정도 1인치 반 어, 잘라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뜯고났어작겠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까지 뚫릴 수 없고요 여기에서 내놨더니 이용으로 해서 이 초작으로는 나중에 자국만 있습니다 자국만 있으면 안되고 여기까지만 1cm만 음, 줄거예요 지프는 맨 마지막에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뒤집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 사진을 보면은 품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품은 좀 적은 편이잖아요. 잠궈서 들으고 위에만 이렇게 시장하고 소밀 기장 어깨 줄이고 소밀 기장 줄이고 나서 밑단 하면서 밑단을 해놓고 지퍼를 달아요 지퍼는 맨 마지막에 됩니다 해야 될 일이 세사체를 먼저 해야 되겠죠 싹 뽑아내야 되겠죠 시판 다 뜯었으면 시판을 다 뜯었고요 시판을 좀더 갈아야 되니까 남자 거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슬라이드가 남자 것은 슬라이드가 왼쪽으로 일단 치워놓고요 달면서 파이핑도 다 뺐고요 손에 통이 너무 길까요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너무 넓고 그래서 여기서 잘라버리어요 그럼 이쪽에서 지금 반인치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 이 입는 옷이랑 팔목이 좀 큰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한 반인치 정도 줄이겠습니다 한 요정도 줄일 거예요 바람막이 이렇게 가겠죠 이렇에 이것도 이렇게 가게 되겠죠 네, 이것은 나중 일이고 여기 시골도 보면은 이것도 박아야 되겠죠 먼저 받고 몸판하고 여기 보면은 팔통도 크잖아요 팔통이 커서 이걸 뜯어가지고 다시 하다니 힘을 드는데 따로만 들었죠 정도될 것 같습니다. 둘는 그래서 이제 소면을 줄 때는 통을 줄 때는 밑에 통은 별로 안 크고 위에가 이쪽이 좀 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바로 표시를 해서 여기를 중앙으로 해갖고 여기를 중앙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이건 앞판이나요? 이렇게쪽으로들어오는 거죠? 지금. 악기 중앙 으로 이제 이게 받다 보면 밀리거든요 이게 모닥이 한 가운데다가 양쪽은 똑같이 밀리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뜯어줘야 되지 이거 이제 몸판하고 박아졌으니까 이거 뜯으면 안 되거든요 몸판하고 같이 박아졌잖아 지금 몸판하고 박으면 되는데 박아놨죠 그럼 이렇게 박을 거니까 여기다가 팔씨를 여기는 반인치쯤 뭐. 반인치는 해도 됐고 자기가 타이트한 것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 줄인 만큼 여기도 이렇게 줄여야 되겠죠. 지금 얘가 판이니까 뭐 뒤쪽이죠. 가사 안에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잘라내겠습니다. 15일 음. 가가지고 반인치만 주면 1cm를 하게 됩니다. 1cm. 밀리지 않겠죠. 밀리면은 지금 이게 꼬이거든요. 詰めてもよ 살만한 가정 소매 카운팅을 이렇게 해왔고요. 2 5 바꾸죠? 소에 기장이 소에 기장 줄였고 소에통 줄였고 타이트합니다 하우스를 먼저 달아야 되겠죠 1 0 이렇게 10원이면 이 정도 줄이니까 2인치 반만 줄일 수있 처음에는 참 이거 이제 자고로 해놓으면 나중에 초자고는 묻어가지고 안 지워지면 색깔만 남습니다 반작을 해서 나이를 닦아본 게 이건, 이건 지금 가이드를 했거든요 6인치 8분의 3입니다 이것도 6인치 3 이건 정확한 예입니다 1인치 8분의 3 영상을 인정하게 나와주세요. sabe, tá né? Thank you. 써줬습니다 이핸들어서 테이프로 우선 먼저 붙이고 분성등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게 늘어난 시범이는 이렇게 하고 아이롱 스팀 줘가지고 죽였습니다 한 그릇입니다. 이고수다 네, 50개 비싼가 봐요, 이 옷이. 끝났죠, 이제.